그거몇개 먹자 난 기본에 와사비 우동에 불닭 내 인생 그렇잖 겸 체크카드여가지고 네. 26살 때예요. 아니네, 중 같은데. <laughs> 진짜 애기다.